눌러주시오. 알림까지 눌러주시오. 안녕하세요. 시오입니다. 오늘은 저전 돈 먹방 let's go 짠 가짜 돈이에요. 먹을 수 있는 돈 생각보다 맛있어요. 약간 생크림 같은 맛. 자 이제 만원. 오 진짜 종이 같은데. 식용색소로 만들어서 색이 뭔데요 자, 보자, 보자. 1만원1만원1억 1억. 짠, 1 0만원1만원을 먹을 줄이야. 있었으면 좋겠다. 앞에는 진짜 1억 1억은 진짜 십백 천만 십만 백억 십억 억 와우 억으로뭘 할 수 있을까요? 10억 생기면 맛있어서 재미있는 먹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